뭐야 2019년 8월 2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어? 잠겼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서 저기서 여문 여문 방울 소리 났던데 알지? 그리고 저기서 의자가 쑥 빨려 들어간 거 저기 알지 여기 이 뭐야 이거 누가 일부러 걸어놨어 여기를 이 어딘가에서 막 그래 문인가 뭐 방울이 달려 있었고 문을 여니까 수건 확인 했어 수건 수건 이게 수건이야 지금 누구십니까? 헉! 어? 그렇지. 한번 해봅시다. 도소리 내봐 나와 나와 뭐야? 뭐 있어? 뭐, 누, 뭐야? 스샷 준비! 안에 아,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게 움직였다고요 움직인 거 본 사람 부적을 태워버리기 전 당장 모습을 드러내 뭐야 어이!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들, 어? 누구야 당신? 기다려 들어올 때 맘대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간다. 나의 꿈? 에? 아살라말라이 스샷 준비 스샷 준비 잠깐만 스샷 준비 뭐야 봤어 내려와 내려와 하... 내려와 이새라 내려 내 내려와 하지마 하지 말아겠어 내려와 그만해 그만하라 했어 이. 그만해 내려와 좀할때 내려오라겠어 더 이상은 나한테 하지마 장난치 없어요. 어, 여기도 뭐 크게 관디 저기 하고 틀려 여러분들 저기 하고 틀립니다 뭐가 있는 거는 같아 뭐가 있는 거는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집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박대리는 박대리는 여기 있습니다. 박대리는 여기 있고요. 잠시만요. 어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데이가 있어야 올린다니까 얘들아 데이가 있어야 올린다고